시원한 방 공기가 기분 좋은 5 오늘은 나이트 루틴을 찍어봤다 우리의 일상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엥? 안 궁금하다고요? 그럼 진짜 좋아 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진짜 너무 좋다 그 흑이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한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절인 금화적처럼 엄청 예민해져서 사소한 걸로 다뜨기 때문이다. 금강산도 식구경. 어, 고추장 이랬더라 대저분아. 그러 뭔가 고추장가 카라이 닦기잖아요. 좀 아마이상 좀 다르다. 음, 건강이 오늘도 경식은 빨간 요리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 처음엔 매워서 못 먹겠었는데 그래도 자주 먹다 보니 또 못 먹겠다 쌈발. 와 오늘의 저녁 메뉴 나는 자연인이다의 나을 법빵 구수한 호박 된장찌개와 레알 개꿀 밭도독 1인자 매콤한 제육볶음이다 개꿀 맛두 다줘 다줘 다줘 다줘 응? 다 うんでもなんか見るのが美しいが 뭐 아니야. 어때요? 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잭산 105다 잡아먹을 기세다. 잘 먹겠습니다, 키바스. 아이야. 집에서는 주로 한국 요리를 먹는다. 밖에 나가면 전부 일본 음식이고 입맛이에미나 컬트 전자누구는 아니 아니 아니 견식은 한국 식당에 같이 가도 그 맛이 안 난다며 만족하지 못한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꼬치가 또 오이시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아 뭐, 어? 뭐, 그래 탈퇴나 알겠어 알겠어 아까 뭐 마스크니 오늘 어 그래나 그래 大丈夫です 나는 더두개 먹어 에? 네, 두 개는 저 마늘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두... 왜 왜? 왜 많이 먹어야 돼요? 마늘을 진짜 많이 먹어야 돼 왜? 너 마늘을 사랑해 보내니까 장갑장, 자주포, 단거리 미사일, 물로켓, 치과에 희망합니다 애들 없음 잘 먹었어마 되시다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 젤리를 냉동실에 올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내름내름 녹여 먹으면 깨끗마뚜! 테드 악기 있대 테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아니 뭐 이거야 설거지야 뭐 솔직히 初めて人生で설거지 もううるする 진짜 아니에요 何ちんちゃんあにえよもうですけど <laughs> 앞머리는 중요하니까 아니 근데 참그 앞머리가 걔게 뭐 지붕식과 실하나에 모는데 이렇게 타이세츠 어, 앞머리 너도 자기 너도 타이세츠 네. 아 알겠어 알겠어 아! 뭐 치가오 치가오 치가오 뭐 그리고 치가오 혼또 하얗고 하얗고 치가오 그래 포로로 뭐 키친이 있습니다 私たちのみんなみんな動画ですよ 뭐 맨날 내로직하냐 뭐 서로서로 내로지하냐 맨날 저머 내로직하냐 하지 오늘은 내가 먼저 씻는다 샤워 전 세수를 위해 렌즈를 뺀다 네네네네 같이 なんで今私見てレンズデリートしてるじ 같이 하자 一人ずつがい아니야소리도없어도우가같이하면재밌어또또또또또또もう今ほら見てこれしてる 인생 참 아름답다 おこれ考えるに気持ちいいねおほんほんとあれでしますが気持ちいいだこれがもっ強いやん또 어, 어, 어, 좋겠다. 네, 차이가 해야지. 차기는 해야지. 수능만 왔대 네. 뻥크렌징 꽃분만을 처음 봉차기는 지금까지 서늘한 만에 와서 꽃분만을 처음 써본다고 한다. 러션은 자기 러션을 같이 쓴다. 한국에서 산 러션인데 보습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다음 에도 어? 피부가 촉촉할 것 같다. 어? 샤워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눈썹 정리를 한다. 가끔 줘. 아니 아니, 다음에. 아, 아 가끔이 안 줘. 다음에. 아, 체크신하는 거 어때 좀 할까?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 홍도다. 안녕하세요. 박영규입니다. 박영규 누가 2층으로 올라가기 기기기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서 술 마시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다. 오늘의 과자는 도리토스. 일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짠. 진짜 이건 최고야 어, 최고. 가장 좋아하는 과자야? 약간한국의지포랑좀비슷한데10엔です100원입니다100원이렇게キュンシックはこのように毎日ロフトで編集をしていますえん CNP のスプレーを使ったら結構肌がツヤツヤになりますわかりますかね 이거 <laughs> 이거 왜 갖고 온 겨? 間 예. 자기가 노영상 편집을 하며 나도 옆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 요즘은 미세에 빠져 있다. 와, 전엔 고독하구먼. 파. 다시. 찬또 하나, 둘, 셋. 파. 오! 하나, 둘, 셋. 파. 아니면 신학 같은데? 뭐. 댄스 시작.

미さん BTS です실다는 이주입니다. 배고파서 불막잔 헹기기 전에 얀치질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오짜가 해줄래? 음. <laughs> 한국이었으면 야식 먹기 다전 시간인데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컵. 뭐, 왜 자꾸 扉と思った扉もうチ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끝났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을 기다릴까? 쿠키카풀의 나이트 루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